Let's see. 하고 마무리 아 보신들 개 잘해 어 위험해 위험해 털 거라 어? 한 번 더? <laughs> 개피 간다 아 자리 바꿔야 돼 오케이 아또 나와라 거기서 아 진짜 저거 사기야 아니 마무리 But 어, 어, 어, 어. 아파, 아파, 아파, 아파.